안녕하세요. 오늘의 운세를 뽑아볼게요. 음... 오호! 중요한 것은 지금, 현재입니다.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지 마세요. 여러분,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?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?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.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. 샤이닝스타, 오케이!